직장인 막둥입니다 얼마 전 입사한 신입 정말 골 때립니다 출근 시간 15분 전에 미리 와서 업무할 준비하라고 하니까 지각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퇴근 시간 15분 전에 퇴근해도 되나요? 예. 라고 대꾸하더라고요 신입 말도 틀린 건 아닌데 회사 분위기가 종종 불편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라고 조언해주는 게 맞는지 한다면 뭐라고 말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고매지는 MZ세대 어떻게 생각하세요? MZ MZ, MZ. 우린 MZ 우리는 X세대라고 해 X세대 우린 X세대야 아 자리 배치를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X대 MZ 이렇게 그런가 봐 찬반 토론처럼 그 나도 어렸을 때 약간 윗세대를 많이 종종 부딪혔던 기억이 좀 있어 그치 음. X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왜, 왜 부딪혔어요? 그때 이제 곡을 써서 팔고 막 그럴 때인데 한창 의뢰가 들어오면 당연히 응당 그럼 곡 페이는 어느 정도 어. 생각하고 이거 물어보게 되잖아 그때 갑자기 노발대발하면서 오빠 <gasps> 말도 안 되지 어?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지 얘가 진짜 반복을 아, 밝히고 그건 진짜 옛날이다 처음이야 어. 이게 영원히 반복되는 게 내가 어릴 때에도 아, 요새 애들 소리 되게 많이 듣고 구한말 시대 때도 그랬대요 아 그러니까 다 벽화에 적혀있대잖아 어, 요즘 사 애들 어.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꼰대가 된다 맞았어 어. 우리는 그렇게 꼰대가 된다 <laughs> 근데 그 나는 이 MZ 세대 특징이 되게 개인주의적 성향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지 15분 일찍 오라는 게 나는 왜 굳이 업무 외 시간이잖아 음. 물론 뒤에 약간 감정적인 말이 붙긴 했지 그러면 뭐 퇴근 뭐 15분 일찍 해도 돼 이거는 음. 약간 첨언이었던 것 같으나 뭐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? 라는 질문이 참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지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까 하는 문제 아닌가 근데 저도 약간 일단 이 신입의 말투가 공격적이긴 하잖아요 그냥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단 좀 싸우고 싶어하는 이런 느낌을 어. 받았거든요. 약간 좀 나 MG야 약간 이런 약간 취해 있는 어. MG라는 거에 약간 아.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아서 어, 막 그런 말 맞아 그런 거 같아. 약간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게 약간 그래 오냐 잘 걸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. 막 자기를 표출하는 이런 막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, 그런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 자체는 너무나 이해되고 사실 이게아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 나도 음. 굳이 왜 15분을 일찍 와 일찍 오면은 뭐 초과 근무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음. 근데 나는 동시에 굳이? 아 그래 일찍 오지 뭐 에이씨 오라는데 뭐 그냥 이, 이 정도의 생각이 두 개가 부딪혀 오, 어, 딱 약간 뭔가 어. 반반 DMG 그래서 아니 아니야 d m g 아니야 DMG 세대네 되게 의외로 어, 떤 면에서 보면 나보다 더 이게 보수적인 그런 유교boy야. 제가 지금 꼰대니다 사실 어, 진짜, 어. 어. 하, 요즘 애들은 <laughs> 나 때, 나 신인 때만 해도 방송국을 가면은 매니저가 자, 인사드리러 가자. 한 명씩 돌면서 안녕하십니까, 딘딘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이걸 해야 되는데 요즘 새끼들은 그냥 대기실에서 <laughs> 화장 분첩 찍는다고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아요. 분첩. 분첩. 개량 한복 입고 저기 힙합 할것 같다. 와. 나는 내가 진짜 극혐했었던 게 음. 여기도 <laughs> 방송국이지만 음방에서 아... 가수들을 쫙 세워놔 일렬로 끝나고 네, 정말 그게 너무 기괴한 풍경이었어 가수들이 아무리 최고참이라도 서 있어 음. PD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어? 안 갔네? 그럼 아 예 기다렸습니다 어 그래요 오늘 잘했고 또 보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뭘 잘 부탁드려 그니까 그건 이제 없어져서 너무 다행히 되게 의기양양 내가 해놨어 양쪽이 다 있어 요새 그거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어릴 때 꼬장꼬장하게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를 듣는 걸 좀 좋아했어 저도 저도 그래 맞아 세훈이도 좀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사실 근데 꼰대는 누구나 되어가는 과정이기는 해 그게 부정적인 어감이 붙어가지고 그렇지 내가 싫은 맞아. 말을 하는 사람은 꼰대고 특히 좋은 말 해주면 선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음. 많이 살면 사람들이 빅데이터가 생기잖아요 음. 내 빅데이터를 말하면은 이건 80% 확률로 이게 맞아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음. 그런 어른들이라서 되게 확신에 차서 이제 얘기를 하는 음. 사람들이란 말이야. 그래서 분명히 사회는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게 내가 바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 음. 그냥 너무 꼰대라고 스티커를 붙여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음. 생각도 들기는 해. 근데 확실히 꼰대랑 어른이랑 약간 좀 확실한 차이는 있는 것 그치. 같아요. 꼰대는 약간 반응? 이런 이유만으로 아, 맞아. 강, 강요를 하는? 왜 이렇게 해야 돼요? 했을 때 대답 못해 어 맞아 야 원래 아, 이런 거야. 거야. 원래 방송 보면 성대한테다 인사하는 거야, <laughs> 그게 꼰대 이게 꼰대지 그치 음, 어, 근데 본인은 본인이 꼰대인 걸 아니까 너무 속 시원하다 나개 꼰대야 <laughs> 근데 이 두 세대 있잖아 뭐 꼰대 그리고 MZ세대 갈등을 아,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? 일단 뭐 서로에 대해서 좀 이해심이 있어야 사실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나 기대를 사실 안 가지면 그게 돼 구라형이 그런 게 진짜 없다. 맞아, 왜냐면 구라형은 남한테 관심이 없어. 음.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형은 그냥 이 사람을 이 사람 자체로 그냥 받아들여. 맞아. 오, 그럴 수 있지.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뭐 인사 안 해? 어, 인사 안 해. 쟤는 그냥 원래 인사 안 하는 애인가 보지 뭐. 음. 그래. 그냥 이러면서 다 넘어가니까 난 구라형이 진짜 꼰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. 관심이라는 거가 단어가 내가 볼 때 개입인 것 같아. 음. 그러니까 꼰대인 사람들은 이게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지 개입을 하지 않고 저 사람 저럴 수 있다라고 그냥 수용하는 거 음. 그게 무관심처럼 보이지만 맞아, 그게 맞아. 어떻게 보면 진짜로 제대로 된 존중이겠지 근데 약간 MZ세대 특징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은 뭐 서구권 맞아. 애들 인식이 저렇거든요 난 캐나다 갔을 때 처음 깜짝 놀란 게 새끼들 왜 이렇게 다 이기적이지?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왜 안 나누지? 우리는 막 콩 하나라도 나눠 먹고 뭐 어 막 이렇게 해야 그 되는데 조시대 사람 같아. <laughs> 거기서 뭐 약간 업무를 만약에 추가로 이렇게 시키면은 걔네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? 항상 질문을 했었거든.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특유의 그 유교 문화에서 조금 좀 음. 벗어나고 아, 있는, 어, 있는 중인 것 같아. 어, 그래서 난 그 되게 올바른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배울 점이 나는 상당히 많은 다른 어느 때의 세대보다 지금의 요즘 세대들인 것 같거든. 우리한테. 그, 너는 약간 DMZ 세대라. <laughs> 야, 야, 야. 옛날에는 개인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왔어 그러니까. 맞아 되게 안 좋게 어, 나왔지 어. 이기주의가 곧 개인주의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에 개인주의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고 이게 이기주의랑은 굉장히 다른 말이잖아요 개인주의는 맞아. 일단 나를 먼저 챙길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맨날 우리 세대에서도 지금 뭐 힐링에 하면서 하는 얘기가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스스로 음. 챙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깨달은 세대가 아닌가 싶어 근데 이제 결국에는 MZ세대는 꼰대라는 말로 이 위에 사람들에 대해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 우리도 그랬고 X세대도 결국에는 위에 세대가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음. 덜 떨어진 못난 사람이 되는 음. 것 같은 그런 음. 느낌을 받게 되고 나는 그건 것 같아 형이 얘기한 것처럼 윗세대가 고민을 한다고 그러잖아 어떻게 할까 사실 윗세대가 고민한다고 바뀌는 건 없어 왜냐면은 밑에 애들이 지네가 사는 방법을 만들어낼 거야 어차피 음. 그럼 윗세대도 본인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맞춰서 거기서 중간점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맞춰질 거라는 음. 얘기지. 그래서 나는 제일 필요한 자세는 아 그렇구나. 아, 이거를 내가 어떻게 얘네들을 더 이해하지 더 파고 어떻게 해야 더 긴밀하게 소통하지 좀, 전 그,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. 근데 어 내가 어, 갸우뚱하는 말을 들었어도 아 그럴, 그렇구나 그냥 그럴 수 있, 구나 우리가 납득은 못해도 우리가 다 납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, 아 근데 저런 이제 세계관이 또 등장했구나. 원래 X세대는 말이 많아. <laughs> 아니, MZ세대들은 막 빨리빨리 넘기잖아, TV도. 음... X세대 그건 좀 문제가 많이 보는 거 좋아하는 어. 거. 책을 못 읽어, 책한 권을 못 읽어. 근데 저는 네.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장난스럽게 얘기는 하지만 막 X세대네, 뭐 MZ세대네 하면 뭐 X세대는 말이 많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아예 좀 프레임화라고 해야 되나? 딩딩 잘못했다 이 얘기지. 아주 정확하게 짚었어. 이게 MZ 세대야. DMZ가 잘못했다? 어. 이게 MZ야. 어, 어 형이 말이 많은 거는 뭐 MZ 세대도 말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. 맞아. 이 친구 봐요. 이건 우 너는... 희망이야. 아 이게 MZ 세대. 이게 MZ. 너는 임마. <laughs> 형이 하는 말에 그렇게 쳐가지고 그러면 어? 어?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이거. 알 형이 하는 말에 이렇게 네 생각이 있어. 그냥 그거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. 그거 토를 달면은 임마. 어휴, 요즘 애들이랑 진짜 <laughs> MG? MG? 근데 나는 MG의 최고의 장점은 이건 것 같아 옛날에 우리는 아닌 건 아니어도 그냥 아, 야씨 위에 서하람데 어떡하냐 하면서 했잖아 음. 근데 요즘은 아닌 건 아니라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게 MZ세대의 난 최대 장점이잖아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음, 맞아 맞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뭐 허례허식이나 부당한 일들이 줄지 사실 맞아.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라지지 그치 MZ세대의 등장은 결국에는 막둥이한테도 좋은 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치 어. 30, 40대 지금 현재 직장인이라면은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업무적인 능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. 애정이 있으면 말해주고 싶은 게 막 생기잖아요. 근데 그거를 되게 섬세하게 선배들은 짧게 해서 얘기를 해주고 짧아야 그게 돼. 방법인 것 같아 그 들을 때 태도나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되게 중요한 뭔가 경험치를 쌓을 수 있다고 라 음. 생각하거든요 귀를 막으면 뭐 본인만 손해인 것 같고 저는 음. 최대한 얘기는 다 듣고 나서 자기 생각 그냥 자기가 정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 막둥이는 15분 먼저 오는 걸 원하면은 음. 본인이 전 먼저 15분 먼저 오는 사람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음.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먼저 좀 그런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도 빌미라도 이유라도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설득력이 네, 있지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중에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에요 넌 A 해라 A, 아니에요, 아니에요 절대 절대